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상대초등학교 5학년 김창현입니다. 외에서 삼고 준비는 굴뚝 볼트는 현관 베드룸은 침실 베드룸은 욕실 다이룸 식당 리빙룸 거실 허스바드 남편 하우스와이 주부 커플은 항상 배우 부모 랜프는 조부모 앤드 아주머니 그리고 엉클은 아저씨 커슨은 사촌 그리고 네프는 조카 더비 쌍둥이 네버리 유사랑 위지터는 방문자 게스트는 손님 커스터머 고객 비프는 도둑 벌스는 사람 캡틴은 우주머리 페 친구, 패션들 승객, 토리스, 관광객, 위트니스, 목격자, 덴티스, 치과에서 티슈, 내과에서 널스, 간호사, 그리고 닥터는 의사, 리더, 지도자, 디렉터, 감독, 클럽스, 안내자, 디자이너, 시니어, 연상자, 주니어, 연구자, 디레이저, 10대, 어더, 어른성 어떻고 뭐, 뭐, 사진사 어떻게 컨셉 인벤처 화면과 사이언티스 과학자 인터넷 기술자 엔지니어 기사 로열 번호사 사일렛 조종사 프레지던 대통령 미니스터 장관 어피서 장교 페스포 교장 프로페스는 교수들 세일러는 선업 세인트는 성인 나오는 수녀 브라이드는 신 브라이드는 신부 멋지는 상인 플레이보는 노인 소유자는 군인 인방문제, 미혼자, 레미니스 미역과 신자, 론자, 페이스, 성직자, 아키피스, 집어, 휴솔로지스트 미래학자, 페인터화가, composer 작곡가, 뮤지션, 음악가, 싱어, 가수, magician 마법사, 포인, 시인, 레이저, 독자, 어서, 작가, 저주, 오로지스트 동물원장 그리고 헤븐리스 하늘 소울리스땅 루프탑 옥상 basement 지하실 upstairs 위층 downstairs 아래층 셀링 천장 플로어 마당 열등 마당 브러드 차고 제뉴 엘셀 셀셀 조장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 마이너 광부 화범 농부 컴퓨터의 모습 하다 사냥꾼 마다 잼비용 잼비용 애플릿 운동선수 감사합니다